크림 타입의 blusher를 이용하실 때는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이용하셔서 톡톡톡톡 두들겨주시면 뭉치거나 네, 너무 과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blusher를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. blusher가 과해졌다고 생각하시거나 경계가 지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베이스를 하실 때 사용하셨던 스펀지를 이용해서 경계 부분을 이렇게 톡톡톡톡 두들겨주시면 경계지지 않고 자연스러운 혈색을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.